원래 잡으려 <laughs> 이런 거 원래 어. 얘이 복싱하는데? 아빠 그거 알잖아 근데 이거 재밌다 재밌는 것 같아 터트리지 않네? 어안 터트리고 얘 이렇게 노니까 그러니까 재밌어 그러니까. 얘가 자꾸 이렇게 일어서니까 재밌는 거 같아 음, 네?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어 이거 재밌다 오. 어. 아 지금 터질 것 같아 음? 진짜 웃겨 저기 들어갔리 릴리 나와봐 릴리